놀 거야? 집에 갈까? 집에 갈래? 집에 갈래? 누나 손실이 얼어 죽겠어 어, 어, 어, 어, 갈 거야? 가자 어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고 아저씨 집에 가자고